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그거 뭐야 야그러 내가 나 77번 잡으면은 200개 추가 500개 추가 77번 뜨면은 광년처럼 <laughs> 날아간다 하이 넌몇 번이네 82번 플레어건 뭐야 51번 플레어건 저왜 문 열려있어 괜찮아 어차피 플라그 못 쓰고 죽어 뺏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불꽃놀이를 보는 게 더 좋잖아 삼쪽기 가도, 가두긴 가뒀는데 쟤 가기 너무 좋다 어 60번 놀랬지 죄송이다예 5번 어 77번 QBU. QBU를 든 77번 찾아라 야 이제 좀 자, 잘한다 큐뷰 간대겠다 큐뷰 이제 찾으러 간다 와 77번 1 kill 또 했어 야 77번 kill 개잘하는데 저 어디 있는 거야 발소리 들은 건 뭐야 10번 보정기 소염기 던질 거 저기? 이쪽? 77번 아, 너무 빡꾸스 아니야? <laughs> 아나 77번한테 지면 운다 77번 나 들어올 수 있지? 그래도 경박사 일까봐 딱 그러니까 번호 하나였는데 와 100개 중에 그 하나, 하나만 잡으면 뭐 두 개 서버도 있었지만 100개가 진짜 컸잖아 그치? 구독? 39번 한 명 더 있다 얘 아니야 39번이었어 어, 뭐야 이거 수류탄 왜 이래 <laughs> 내 가방 때문에 죽겠는데.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인데 가방 버려야겠다 이거 아왜 세명이나 남았어 한 명이 어디지? 한 명 아래 있는 것 같은데 한 명 여기 아래 있을 거고 위를 잡아야 되는데 한 박스 아니야 얘? 돌 아래 있는 거 아니야? 맞네 아, GG. <laughs> 아, 와 이걸 치킨 먹었다 대박이다 <laughs> nice <laughs> GG 이건 유튜브 올려도 되겠는데? 유하